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앞에 사진으로 제가 엔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RC 엔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보여드렸는데 그 사진과 함께 제가 엔진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지 간단한 이제 연료 계통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엔진은 o s s 나오는 46LA 엔진이었고 뭐 대부분 의 엔진이 다 구조는 비슷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을 보시면 일단 연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료통이 하나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연료통이 있고 연료통에 연료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료가 들어 있고 이 연료가 엔진 카브레타 쪽을 통해서 연료가 주입이 되게 됩니다 그 연료를 주입하기 위한 이 연료 밸브가 아, 연료 호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료 호수의 끝에는 이렇게 무게추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추가 있어야 연료 호수가 항상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앉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음, RC 비행기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행기든 헬기든 자동차랑은 다르게 아무래도 비행기가 막 뒤집힐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를 하기 때문에 연료가 항상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무거운 무게추가 달려 있어야 안쪽에 들어있는 이 연료 호수가 이 항상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연료 공급이 끊기지 않게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는 이 연료 주입구의 예, 연료 주입구의 연료 호수가 엔진 캐브레타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연료가 공급이 되게, 되게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공급이 되고 그리고 또 연료 호수에서 연료통에서 나오는 호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 이렇게 크게는 안 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어디에 연결되는 거냐면은 엔진 머플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엔진 머플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엔진 머플러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연료 호스를 연결하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멍이 있습니다 요쪽을 요쪽으로 이제 연료 호스로 연료통 안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거는 이쪽으로 공기를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멍이 만약에 없다면은 안쪽이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연료를 빨아들이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안쪽이 연료통 안쪽이 진공 상태가 되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마우라에서 나오는 공기를 예, 사용하고 난 이 공기를 이쪽을 통해서 연료통으로 항상 주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연료통에 연료를 주입을 하실 때는 여기에서 요 요거를 예, 요 연료 호스를 빼가지고 연료를 공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서 연료 호스를 빼가지고 연료를 공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연료통에 구멍이 하나 더 있고 연료 주입구가 따로 있다면은 예, 그러면은 따로 튜브를 하나 더 빼서 이쪽으로 연료를 주입을 하셔도 됩니다 예, 대신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연료 주입구를 더 해서 사용을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연료 주입이 끝나고 나서 날릴 때는 항상 여기를 막아 두셔야 되겠죠 이게 안 막혀 있으면은 비행 중에 연료가 줄줄 새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막아 놓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진의 기본적인 이 연료 배선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이제 실제로 시동을 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